와보세요 아, 야자 야자 야자 숲길 야자 숲길 예. 예, 올레길 지금 우리가 올레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와저 야자 좀봐 야자